폭격 후 지상군 투입해서 완전 소개하겠습니다. 들려? 뭐가? 지금 당장 대피하래. 누가? 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. 작전 시작해. 분파 발생 시켜. 모두 타격 지점에 도착했습니다. 실시. 뭐해? 제가 말입니까? 난 좀 자야겠어. 명령 재확인하겠습니다. 잘할 수 있잖아. 쏘라고. 제가 발사해! 재확인하겠습니다. 쏴, 이 새끼야! 쏘라고! 사령관님. 사령관님. 너무 오렵게 있었어. 재확인하겠습니다.